Oh, my God. 이제부터 아주 긴 산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코판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다행이네요 아 Сижу tam. Jak pojechałam to na dwa tygodnie, to dzień w dzień. Polski bimber. Ale no, tego w sklepie są 2% piwa. Wow. 진짜 경치 하나는 죽이네요. 들어가 볼까? 그냥 저는 오, 이 영롱한 소세지님의 자태. 아, 미치겠다. 너무 맛있네, 이거. 여긴 것 같은데? 우와. <laughs> 드디어 도착했네요 모르스키에 오고 어? 진짜 예쁘다 백두산 천지가 딱 이런 느낌이구나 오! 내친 김에 발이나 한번 담가볼까요? 오. 오! 오! 오! 오! 아 진짜 맛있네 지금 저는 구바우브카라는 산에 가고 있어요 이야 여기도 장관이다 거기서 루지를탈 거예요 이곳이 바로 쿠바오북하우입 여기가 해발 1123m 어제부터 어제부터 공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저거 저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루지를 못한대요 어떡하지? 응? How much is it? Five. Five? 예. 이 위에다 소금 뿌렸거든요 무난무난해요 근데 이건 바삭바삭하지가 않고 말랑말랑해요 와. 오. <laughs> 여기 기온이 1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겉옷 같은 거 하나 더 챙겨오세요 지금 이 산맥이 타트라 산맥이라고 불리는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 사이에 있어요 지금 저쪽은 폴란드 그리고 이쪽은 슬로바키아 우후!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저쪽 하늘은 파래요 이쪽은 아예 예, 비구름이고 참 신기한 장면 많이 봅니다 오늘 내려가려는데 이렇게 또 비가 오네요 <laughs> 진짜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와우!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오세요. 추천합니다.